만남에서 지치고 기둥 네 목소리 들려줘 내게 힘이 내줄 수 있게 말하는 어 나와 내 우주를 맘대로 섞어서 내손 안에 시도를 그리 내손 안에 시선을 그리면 이 순간을 밝혀줄 우리의 이 스파라인 dreaming so deep magic Try it.